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바로 여기 뒤에 있는 애완용 해파리를 기르고 있었잖아요 이 해파리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번식에 대해서인데 번식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자 제가 간단하게 우리 해파리 연구소 사장님께 물어봤는데요 물의 온도가 변하는 시점 봄과 가을에 앙커스컷이 만나서 알을 뿌려서 그 알들이 수정이 되고 이제 작은 돌멩이나 말미잘이나 이런 곳에 붙어서 폴립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는데 이 폴립이 사냥도 하고 성장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해파리들이 태어나는 거래요 굉장히 신기하죠 제가 해파리 연구소 사장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자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겁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짜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뭐라 했죠? 바로 번식 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이게 뭐 보리찬물은 아닌데 안에 어떤 팩 같은 게 들어있어요 과연 봐볼까요? 우와 뭐가 이게 건덕지 같은 게 붙어있는데 뭐지? 오? 자 여기 뭐가 움직이죠? 너무 작아요 눈으로 보이긴 하는데 와 화면에 담기가 좀 힘드네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, 어딨니? 오 여기 있다 자 보이세요?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친구가 바로 에피라라는 친구입니다 이 폴립에서 폴립 알에서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친구들이 바로 에피라라는 친구들인데 해파리랑 모습이 조금은 달라요 근데 얘네들이 약 2주 정도 성장을 하면은 진짜 10원짜리 동전만큼 성장을 한다는데 와 제가 이거를 성장하는 거랑 부화시키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우리 해파리 연구소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거 알을 한번 알집인데 여기 안에 폴립은 원래 한 개 단위로 이제 있어요 근데 이 폴립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알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데 또 이 폴립이 가지치기라고 해서 폴립 한 마리가 또 새끼를 옆에 계속 낳아요 그래서 폴립이 한 개만 있어도 나중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우와 지금 제가 새롭게 만들어 놓은 이제 해수염을 탄 물에다가 넣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미리 태어난 에피라 친구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 알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폴립입니다 폴립 어떻게 보면 그냥 멍게 멍게 같기도 하고 작은 친구들은 이 폴립이 알에서 이제 태어난 지 별로 안 돼서 작은 거고요 아니면 다른 폴립이 옆에 가지치기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폴립에서 약 20마리가량 부활을 한대요 근데 많이 부화하면 50마리까지 야 이게 폴립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진짜 뭐 천마리 부화시키는 건 일도 아니겠는데요 오. 자 어쨌거나 오 여기 움직인다 여기 보이세요? 이 아무것도 없는데 움직이는 거 있죠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 에피라 에피라 해파, 해파리 새끼들이 여기서 부활시키는 거, 아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거 보셨죠? 저게 이제 부활을 하려는 징조인데 에피라 친구가 나오는 겁니다 해파리 새끼요 우와 자 우선은 여기에는 해파리 우리 에피라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제가 조금 조금 옮겨서 에피라 친구들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, 에피라 친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닥에 엄청 많이 가라앉아 있어 요오 야, 예. 보여요? 자 한번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야야야 오 헤엄친다 와 여러분들 잘 보이죠? 와 진짜 많이 친다 많이는 없어요 지금 한 10마리 정도 대충 넣은 것 같은데 자 이 에피라 친구들이 지금 물이 순환이 안 되니까 좀 바닥에 가라앉았어요 좀 아쉽게도 근데 보시면 확실하게 해파리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독특하게 헤엄을 치는데요 약간 꽃송이 같지 않아요? 꽃? 뭐 개나리나 뭐 이런 것들 있죠 <laughs> 그런 것처럼 좀 약간 한 몸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갈기갈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인데요 2주 정도 지나면은 메두사라는 해파리가 됩니다 자 와... 위에서 본 모습인데 <laughs> 진짜 작죠 자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인데 진짜 작죠 근데 이걸 보고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이 듭니다 와 바다나 아쿠아리움에 있을 법한 친구들이 여기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신기한 것 같고 와 이런 것들 집에서 번식도 하고 키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작은 에피라 친구들도 우리 해파리 친구랑 똑같이 먹이를 헤엄치면서 사냥해서 먹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폴립 친구들도 에피라 친구들처럼 사냥을 한다고 하니까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해파리 먹이인데 되게 신기하게도 와 이 캡슐 안에 바로 먹일 수 있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왔어요 자, 이 친구들은 말 그대로 브라인 시림프랑 뭐 다른 플라코톤을 여러가지 혼합해 놓은 먹이라서 아, 굉장히 영양분이 풍부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먹이를 조금만 한번 넣어 보도록 합시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오자 이거를 자 이거를 주시기 전에 잘 흔들어서 어, 먹이가 이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이거를 많이 주시면 안됩니다 많이 주시게 되면 수질 수질 악화되고 굉장히 불필요하게 많이 주게 되면 냄새나고 그럽니다 아, 조금만 한번 줘봅시다 한 구석에 줄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몰릴 수도 있거든요 야 오야 됐어 됐어 오케이 네,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좋았어 와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진다 야 우리 에피라 친구들도 굉장히 이쁜 상태인데 <laughs> 오 먹이도 뭔가 하늘에서 눈 내리듯이 내리고 있어요 야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하루 정도 있다가 아니면 한 몇 시간 정도 있다가 스포이더로 먹이 찌꺼기를 많이 흡입해서 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우리 에피라 친구들에게는 좀 큰 먹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 어, 한두 개 정도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! 오 여기 화살표 가리킨 친구가 먹는 것 같아요 몸을 완전 동, 공처럼 말았다가 다시 폈다가 뭔가 뭔가 집착을 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여기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친구는 지금 몸 정중앙으로 먹이를 계속 움켜쥐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찍는 게 최고인데 아이거 그래도 두 마리는 포착했는데 뒤에 있는 게 아쉽네 요거 요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얘 먹었어요 지금 아 먹은 거예요? 오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와 식탐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화살표 가리키는 친구 그리고 왼쪽에 있는 친구 여기 5위에 있는 친구 모두 지금 이플랑코톤을 와구와구와구 씹어먹고 있는데요 아 이런 식으로 피딩을 하시면 되고요 오 잘 먹네요 지금 여기 불필요하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<laughs> 근데 다른 친구들도 결국에는 다 잘 먹는 모습을 봐서는 어 이렇게 사육을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오 좀 의외로 간단하고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음, 많이 먹어라 대신에 조금 이따가 청소해줘야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 아가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열심히 먹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뿌듯한데 우선 옆에 있는 우리 폴립 친구들에서도 여기서도 해파리가 계속 계속 태어날 거거든요 에피라 친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에피라 친구들을 제가 솔직히 자신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자신은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이 친구들이 메두사 바로 해파리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사육을 한번 해보고 제가 그 다음에도 여러분들 애완용 해파리에 대해서 계속 계속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游戏。